4단계 내봅시다 비밀 길이 있네 어, 뭐야 이거 좀더 가진 거같 야 뭐야 자 966초 만들었어요 저기다 숨기고 렛츠고 본점만 뽑읍시다 아, 돼지 네, 네. 또 어, 뭐야 박스는 이제 아무도 저 사이에 못맞춰 들어오는데 저발저 안에서 쓰레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근데 저거 못 먹어 아니 이 점프 밟았는데 추진력은 못 받아 단성 충돌을 안해 일단 걸어서 가야겠네 아마 되게 부르지 말랬는데 격차기가 왜 뜨죠?

이게 좀 어려워 첫 번째도 7분만 이겼어 8분만 이겼어 입마 더 해봅시다 이만 이기도 되겠지 잠깐만 이거 발로 뭉개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머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뭐야 야 아, 이건 좀 아니고 어 이거 자살하고 다시 해야겠다 이거는 딴 데서 어슬렁거리다 와야겠어 체크포인트 없어지게 4-1로 가, 4 갑시다. 렛츠고! 문제고 안 죽고 싶어 뭐, 뭐좀 나와. 오케이. Tamam. 그래서이제거의다왔습니다.안돼나까지떨 뭐야 어 뭐야 안돼 안돼 여기서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

자식아 싸인 함수 아이 싸인 함수고 울 到狗。 개불안하네 엉덩이로 문대고 이거 야 불로 문대버리고 뭐라고? 아 사이남스 이거 개무섭다 아. 아, 인강 들으면서 라이브 봐야겠다 폰으로 나갈게 그 사이남스 개무섭다 밑에 아. <laughs> 사실 코사인일 수도 있다 탄진 감수면 탐진 감수가 아니고 다행이다 아 잠깐만 이거 못 꺼내 아니 이거 왜, 왜... 잘 만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빵 노란 색깔로 들어가고 이걸 엉덩이로 문대야 되는데 이 녀석 부터 버튼까지 문댔다 어 잠깐만 저게 왜 있을까 아! 사과 아, 잠깐만. 아, 겁나 귀엽게 저기. 아니, 저기 비밀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. 밑에 동전이 살짝 보이거든. 어우. 아니, 잠깐 아, 괜찮다. 도장된다. 아, 잠깐만. 이러면 꽃을 못 먹잖아. 어, 엉덩이로 문대고. 야! 문대고. 되고 이걸 밟고 해야겠네 어, 어, 어, 어. 오케이 여기 뭔가 있다 앉아서 기다린다 진짜 뭔가 있었네 예. Yes. Yes. 예스 코 사인 엄수다 아이 개 무서워 이거 엉덩이로 문대버린다 으악 나 아, 빨리 코사인 X, X가 2파이의 배수때자연스승이대한되어야 된다 잠깐만 화는 어디있어 여기 있나? 화는 어디갔지? 이거 다시 깨야겠다 하나를 못 찾았어 뜨거워 어, 어.